한글을 배워봐요 디귿 디귿 디귿 디귿 디귿 디귿 디귿 디귿 디귿 디귿 사자도 저도 디귿에 몸을 합쳐봐요 디그에 알을 붙여 다다 다 다다 다람쥐 드럼, 드럼 D 글쎄 이를 붙여 D ship die.